힘이 됩니다 아 이거네 그러니까 힘주면 뼈가 뜯어진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, 좋아 됐어. 그렇지 오, 오케이 날씨 좀 괜찮으세요? 네. 눈이 점점 풀리고 있거든요 에이, 네. 저는 네. 오 어, 저녁 안 먹고 <laughs> 이거 하고 좀 자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예자 갑니다 아 이게 약간 <laughs> 선생님 선생님 네. 뭐 하세요 지금 아, 여기서 해서 애인에서 패스하는 거를 네 오늘은 몰래온 손님과 함께합니다. 몰래온 손님이라길래 지금 너무 대놓고 온 거 아니에요? 네, 제가 끌고 왔어요, 사실. 네. 자, 저는 샵에 있었거든요. 네. 샵에 있다가 이렇게 트리트먼트 받고 있었는데 네. 이제 가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습실 가려고 나왔는데 얘한테 포착해 왔어요. 당연하죠. 네. 형 여기 와봤어요? 어, 나 처음 와봐.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거예요. 손톱이 <laughs> 실수해도 <laughs> 아닙니다. 이런 거 한번 경험해봐야 돼요 네. 네. 저좀 위에서 찍어잘 나오지 아, 않을까? 예. 어, 봐요 여기 네. 네. 제가 찍까요 아니요 바로 <laughs> 보면 봐요 이것들 이런 것들 봐야 된다 지금이 방어 철이래요 방어 네 방어가 철입니다 네 디펜스 아 <laughs> 빼는 거 어? 어? 움직이는데? 어 살아있어 오! 오. 여봐 여기 방울 있어요 뭐야 다 죽었네? 없는데? 선물이 너무 다 죽었어 아 왜냐면 지금 시간이 그러면 4시 반 이게 왜요? 나갈 시간이죠 헛소리 잘하네요 저 조심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. 응. 오, 저 뭔가 세게 들어. 어, 어, 어. 아, 징징이. 징징이 돈이 좋아 징징 돈이 좋아 어, 잘한다 <laughs> 어, 잘해 잘해 잘해 징징아 이제 정했습니다 네 꾸러기 네. 잡고 손질하기도 괜찮을 것 네. 같아서 네. 연습하기 딱이야 예 연습하기 딱입니다 네. 그러면 우럭으로? 우럭 네 우럭 할까? 예또 생각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아 많죠 너 그거야? 네너 그거야? 우럭 네가 일어서 먹어. 그러니까.